노카, 노파민 토끼옷 입고 부트캠프 철장을 한 바퀴 돌기 도전 아니다 시작은 처음에는 어려운 데 가야 돼 어려운 구간으로 먼저 시작해야 돼아 머리가 좋은데 처음에 여기 대해서 시작하면은 여기가 좀 고비겠는걸 근데 여기가 제일 위험한 지역이지 3천까지 아니냐? 너왜 갑자기 내려서 나, 날 쏘냐? 좋아요와 구독 너무 어렵다 안되겠다 발소리 옆에 어, 그 사람 뭐야 <laughs> 야 이거 미세 너무 무서운데? 발소리 이거 한 바퀴 너무 어렵다 <laughs> 도전? 근데 이거 진짜 운만 좋으면 돼 얘만, 얘만 없었으면 됐을 수도 있어 아, 반대로 돌라고? 그니까 여, 기는 언제든지 돌아도 되는데 나중에 돌 때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 애들이 총 먹을 때는 정신이 없는데 총을 먹고 나면은 다 발소리에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는데 맞아? 이렇게 가는 게 맞아? 일단 낙하산은 옆에 그 사람 있어. 이것 봐안 다니까쟤 어떡할 건데? 아 이것 봐안 다 이렇게 돌. 아 이것 봐안 다 이렇게 돌면 안 된다고 했잖아.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. 이렇게 이렇게 돌면 안 된다고 했잖아. 내 말 안 믿어. 처음에 어려운 데 돌아야 된다니까. 이런 데는 쉬우니까 이따가 자리 잡았을 땐 안 되고 처음에 북적북적할 때이게제 최선인 친 여기가 제일 제 최대고 내내 믿어봐. 네, 어, 이게 힘든 구간을 지금 지나가는 거지 3창에서 붙는 애들도 지금 다 맞고 이거봐 이렇게 되면 괜찮다니까 자기들끼리 발소리 헷갈려 할 때 이렇게 지나가서 근데 여기는 자기들끼리 서 근데 여기는 자기들끼리 서 안녕? 안녕? 미션 누가 가지고 왔어 이거 <laughs> 이만 이만 고문하는 미션 차차할 수 있다 이번엔 깨자 다행히 이번엔 별로 많이 안 왔다 부트캠프 사람 수가 적어서 좀 깰 수 있겠는걸? 나 죽이겠네. 미래를 알고 뛰어가는.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돼 집어쳐 안해 안해 안해 안해 불안해 이게 누구 미친 누가 가지고 왔어 이거 씨 노래 완곡을 못 듣는구만 <laughs> 다시는 꺼내지 말고 금지 미션이야 <sighs> 너무 화나 총 없는 상태에 적을 죽이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인데 총 없는 상태에 나를 누가 죽이는 건 너무 개빡치는 일이다